촉촉하면서도 감성적인 디자인의 단미 디지털 에어 프라이기를 만나보았어요. 요거 3리터 용량이라서 용량도 꽤 넉넉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디자인에 깔끔한 디자인의 감성적인 디자인이라서 인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터치 패널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어, 조리 모드도 12가지로 다양하게 디지털 조리, 모드, 조리 모드가 있어서 어떤 요리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감자튀김부터 육류, 생선, 치킨, 새우, 뭐 빵, 다양한 종류 고구마도 있고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도의 요리들을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이거 활용하면 요리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바닥에 이렇게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리 중에도 미끄러지거나 할 염려가 없어서 안정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뭐 이렇게 미끌리지 않게 네, 단단하게 잡아주거든요